되게 이번 콘서트 자체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해놨거든요. En t e l i s t de ce concert est un petit peu difficile. 노래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쉬지 못하고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il faut vraiment foncer et courir. Et euh, que j'arrête pas d'en enchaîner, là, c'est, je crois que je vais mourir là. Non je suis là. Ah, go, ah, go, ah, go. Ah. 진짜 거의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즐기고 계시잖아요 그죠? Bah, je pense que vous vous amusez, non Je pense.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Est-ce que vous voulez que je vous apprenne une nouvelle 비밀이에요 C'est un secret entre nous. It is top secret 벌써 공연한 지 1시간 20분 지났어. Ça fait déjà 1h20 qu'on est en concert. You can say that? No. 이거는 마음의 시계라고 해서 착한 사람한테만 풀어요. Ça, c'est c'est la montre que seulement les gens qui ont une gentille âme peuvent voir. 으이그 으이그 우유 내 거야 Mais ça, c'est moi qui dis ça. 우유 그래서 이제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Donc on arrive déjà vers la Ah, fin what? du concert. 여기 누가 워터 좀 주면 안 돼? Est-ce que vous pourriez donner de l'eau là-bas, s'il vous plaît De l'eau. Então, obrigada. Ah, Segredo! 저희도 물 몇 개만 더 주실래요? Est-ce que vous pouvez nous donner un peu plus d'eau, s'il vous plaît 물 몇 개만 É assim! que 여러분 근데 쌤타님 저뿐이었어 어떡해 나는 덥다 지금 나 너무 덥다 나는 물사랑에 맞고 싶다 J'ai envie de me prendre de l'eau sur la figure. 물사대기. De l'eau sur la figure. 괜찮아요? 사과 끝?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시원한 사람 있어 한명 한명 있어 한명나 야, 이게 굉장히 아이 미끄러워 저 꼬마에 꼬마에 한명 le petit enfant là-bas. Ah, il Le p e t 저 애기가 제일 시원해요, 저기. crois que c'est ce bébé-là qui est euh, plus, au frais actuellement. on approche bientôt à la fin, mais je pense que vous aimez sauter, non Oui You can jump, right?